타투야? 엄마 말 듣고 있어? 아니 거기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타투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고기 얼굴 색깔이랑 똑같은 거기 가지고 왔어 거기 엄마 줘봐 거기 아니 이게 꼬지야 아 <laughs> 귀여워 어? 아씨 뺏어갔어 저거 여기야여기야 근데 이거 끊을 거야? 내 거. 엄마가 가져야지. 미미. 어 저기요 이거 꼰트 이거 된거야요어 꼰트야. 꼰트. 꼰트 미안. 한게 아닌 네. 뺏기려고 한 건 아닌데 왜 내? Nope. 어? 은재야 미안해 엄마가 어디 갔어 우리 꼬치 고기 고기 고기 엄마가